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약간 우리 TMI 타임을 가진 거지. TMI? TMI의 뜻이 뭐죠? 아 이거 어렵다. Too much information 아닌가? 아, 발음 그게 뭐죠? Too much information. 야, 너 어디 어디 출신이야? 나 중국. 중국? 응. 야, 상해 출신이에요. 너 공부 열심히 했다. <laughs> 진짜로. 자신의 쓸데없는 정보를 드리는 거죠. 쓸데없는 정보. 그쵸. TMI. Too 있을까? much information. 그러니까 어. 쓸모 있으면 안 돼요. 어. 아시겠죠? 뭔지 알죠? 경우 있어요. 나? 응. <clears throat> 근데 이거는 TMI보다 응. 음, 음. 나의 아침마다 오는 응. 음. 모르는 사람의 전화에 대해서 음... 말하고 싶어. 어 얘기해봐. 나 재밌는 거 같아. 무슨, 항상 10시, 11시쯤에 전화가 와. <clears throat> 뭐, 뭐, 무서운데요? 무슨 얘기냐 진짜 똑같은 시간에. 뭐야? 10시, 11시 아니면은 밤 8시쯤에 전화 와요. 그래서 약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항상 받죠. 여보세요 이러면 거기 미용실이죠? <laughs> 아니 아, 목소리 왜 그래? 어? 아니 아 목소리 그래? 아 이게 약간 네. <laughs>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번호를 쓰셨던 분이 음. 살짝 약간 미용실을 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하, 시는 게 아, 거기 간판에 내 번호가 아직 그대로 있나봐 아, 그래서 음. 아침마다 어르신 분들한테 전화가 음, 어, 완전 거기가 완전 핫플이었나 보네요 한 번은 저한테 화, 화, 화내시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, 왜? 나는 빰안 해줘 이러면서 <laughs> 이러시면서 어,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 저 이거 핸드폰 번호 바뀌었으니까 뭐? 이러시면서 아, 핸드폰 번호, 바뀌었다고 어, 어, 완전 완전 좋았어 이거 아, 완전 괜찮았어요? 완전 완전 쓸데없는 정보였는데 뭐. <laughs> 너무 재밌었어 예 살렸어 좋았어 좋았어, 좋았어. 박수 야, 아 박수 쳐 빨리 박수 쳐 진짜 이거 진짜 어려운 거 해냈다 진짜 형 맞아 아, 감사합니다 생각한 거 있음? 야 이거 어렵다 그 다음 또 누가 살릴지 기대가 됩니다 야 이거 살린다는 TMI 난, 난 딱히 얘기보다는 그냥 나의 그냥 쓸데없는 정보를 주고 싶었는데 뭐예요? 내 네, 그 팔에 길 있어? <clears throat> 아니 팔에 이렇게 친구가 있거든 여기 보시 보이나? 혹시 아, 보, 보시나? 뭐야? 팔에 여기 친구 안녕 이렇게 하면 <laughs> 쳐다 맨날 보면은 뭐 하고 있으면 쳐다봐주고 소리도 내던데? 소리도 내던데? 소리? 소리? 네. 어이 친구가 약간 동물인데 아기 코끼리 <laughs> 소리 났어 인사한 거 같은데? 아무튼 아, 인사한 거 아니야? 다시, 다시 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, 아무튼 기분 좋은가 봐이 친구가 네. 원래는 나의 되게 친구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친구의 기분을 내가 한 번씩 나타내 줬거든 이렇게 네. 이렇게 그려가지고 네. 기분 좋은 날에는 오, 오, 기분 웃어, 좋은 날에는 이렇게 웃고 네, 웃어, 약간 오늘 기분 안 좋다 이러면 네. 약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아 슬퍼 슬퍼 되게 그랬는데 이, 이 친구가 네. 정말 슬프게도 네. 갑자기 여기 이상한 위치 점이 생긴 거야 뭐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슬펐지 친구를 이렇게 보내지 <laughs> 맞아 지금 없는데? 지금 없었어 근데 뭐야? 그 얘기를 할려 했어 내가 점이 생겨가지고 와 아, 진짜 네. 너무 슬프다 내가 친구를 잃은 소식을 친구들한테 다 전하고 다녔지 아, 나도 들었어 이거 들었지 내가 진짜 네, 너무 슬프다고 갑자기 잃었다고 어쩐지 어. 코끼리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 이거지. 근데 음. 며칠 전에 다시 점이 없어졌어 <gasps> 그래서 다시 친구가 생겼어 안녕 안녕 <laughs> 뭐. 나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어 오늘 화, TMI의 응. 활약 MVP는 누구일까? 나는 난 태엽인 것 같은데 음. 지가 물어봐서 이렇게 안 말해주고 싶어 그래. 난그 어. 소리를 듣고 싶어 나는 그래 그럼 이 정도면 된것 같지 아니, 맞아 음, 그래 <laughs> 아 이거 다음 TMI 음. 시간 달려줘 아, 오케이. 그래 오케이 어. 그러면은 응. 어. 오늘 지금 TMI 1편은 끝났고 맞아. 모두 수고했어요 아, 여러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, 안녕 하나 둘셋뿅